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. 운동하러 고 나왔어요. 목소리가... 오늘 일요일인데 맛있는 거 없을까요? 엄마 왜 촬영하니까 목소리가 추천 부탁해요. 네, 일단 뛰어. 뛰어. 뛰어. 아니야 구독이야 엄마. 추천이야. 아 미안. <laughs> 엄마 맛있는 거 먹고 싶어? 맛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? 아빠 말고 단맛 뭐 없을까? 아, 아, 역시 뭐 맛있는 단, 거. 단맛에는 술? 술에 뭐 이렇게 뭐 없을까? 아, 모 깔라는 거. 근데 엄마 왜 촬영할 때랑 안 할 때랑 목소리가 달라? 얼굴도 다르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 이제 다를 때도 있어야죠. 이제 나름 유튜버 다 됐어? 그래기요몇 번 <laughs> 나왔다고 처음에 엄청 반대하더니. 뭐 맛있는 거 없을까요, 여러분? 아빠 입술이야 아 너무 싫어 <laughs> 다른 거 산뜻하고 막 끌라고 아. 어. 새콤달콤 이런 거 없을까요? 아, 뭐가 있을까 정보 주세요 네네